알지 왜? 왜요? 어디? 어디있어 해비 이리 와봐 네가 가져 이리 와 아이고 리 아니 이리 와 니가 내려 어디 있는데 이리 와봐 해봐 이리 와 어디 있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빨리 내려와 내려와봐 또 이리 와봐 빨리 아, 아 일로 와서 아니 니가 내려와서 봐 어디냐고요? 어디쯤에 있어? 여기? 어디? 어디? 여기? 거기서요? 없는 없어, 없다 빨리 가, 가 가져와. 네가 갖고 와봐, 빨리.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다고 빨리 이리 오세요 이리 와 꺼내줄게 자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여기? 여기 있죠? 여기 있죠? 어디? 아, 아, 잡았다. はい。